근데 님들 이거 아이디 이거 무슨 뜻이에요? AV 이씨가 뭐예요? AV 배우들이야. 아. <laughs> 아니야, 아베크라고 포로로 다 함께라는 뜻이야. 포로로? 아니, 포로는 아, 아이고. 아, 깜네. 깜반. 이거 큰날 양반이네. 큰일 날 사람이 이거. 좋아요와 구독. 뿐이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랜덤 squad 한 판 해주지 어? 뭐야 애들 셋이 맞췄다 아, 나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해보고 싶었는데 신기하다 이거 두 셋이 디스코드 따라하고 있겠는데? 유아가인가? 아 그거 아니야 <laughs> 아 들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 유아각이다 유아각이다 목소리만 들어도 유아각이다 어? 누구, 누구 목소리인데? 나 아무 말도 안들리네요 3번? 4번님이라고요 4번님 아사 서- 님 초, 초등학생이신 것 같은데 아 초등학생이야? 초등학생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 중학생? 중학생 중학생 음. 아니, 어떤 학생? 저 30대인데. 유치원에 유, 유치원에 혹시? 30대예요, 님들. 아, 예. 30대라고요? 네, 내, 내 목소리하고 비슷하다 그건 <laughs> 아니고. 무슨 말씀 하는 소리 없어. 안녕하세요. 야, 나 막말 하는 거 막말 하는 죄송합니데 진짜 30대예요? 네. 아니 아니 남자 남자인데 남자인데 여자 목소리 내는 거같은 뭐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30대예요. 똑같이. 아, 그렇게 안 했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역시 무시하시면 됩니다. 네. 무식하다고? 니좀 아. 무식해 솔직히 말해서. 가는 기도 먹어가지고 잘 말, 말기도 잘못 알아듣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혹시 40대예요? 네. 아니요. 아, 40대입니다. 아, 몰치지 마라 그런 걸로. 네. 니는 늙히 있다 40대 <laughs> 다 같이 40대인 것 같은데 아, 맞아요. 니에요 우리 아, 10살까지 말 놓기 때문에 그 죽여버린다 <laughs> 혹시 나이 제일 많은 사람 몇 살인지 물어봐도 돼요? 45년 76년생이요 몇 번이에요? 1번 3번 76년생이고요 네 아니에요 네, 예, 2번이 74년생이에요 아 사부님 정신 없으시죠? 아니요 저 너무 재밌어요 아니 근데 4분 아무리 봐도 저 남잔데 남잔데 여자 목소리 내는 것 같은데 형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비슷하잖아 잘 들어봐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저래요? 네 예. 약간 엄청 비슷한 목소리 내요 그렇구나 아니에요 뒤에 애들 있어요 뒤에 애들 있다고 빨리 언나 어, 태워주세요 빨리 타요 사번님 출발하죠 <laughs>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실화냐 와 오라이가 언제 찾고야 혹시 그뭐전 여주기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모래 요정 아, 바람돌이 모래 <laughs> 요정 일어나요 얘하고 같은 거다 같은 거. 어서 빨리 들어줘요. 네. 공주도 아, 되고 싶어. 혹시 양반도 내 아이 방송하는 사람 아니야? 아니 약간 좀 모질라는 것도. <laughs> 모질라다뇨. 저 방송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 그래요? 자, 시청자 3명인데 님들도 오시면 안 돼요. 약간 모질라는 거 아, 맞아. 4배 버렸어 4배 4배 4배. 근데 님들 이거 아이디 이거 무슨 뜻이에요? AVEC가 뭐예요? AV 배우들이요 아. <laughs> 아니야, 아베트라고 보로로 다 함께라는 뜻이야. 뽀로로? 아니 보로는 아, 아이고 아니고. 아깜 이거 정말 아, 양반이네 강수가 강수가 4번님 목소리 여기서 많이 들어봤었네 네 예, 옛날 여자친구 아이가. 아니 아니야 이거 4번님 목소리 많이 들어봤어 오빠 자, 나 잊었어? 웃음소리가 어디서 들어? 아, 예전에 같이 돌린 아니. 있나? 저 전라도 아니야, 야, 야, 사모님 그, 그, 그, 그, 저 누구야, 그, 그 유튜버 맞아, 이분 유튜버를 하긴 했었는데 망했는데 아니야, 지금 구독자 100명 뭐야 뭐야 뭐야 왜 저거 아헤 돌아다니다 그럴 줄 알았다 아딱 걸렸어 도망간다 조졌다 진짜 뒤로 뺀다. 그, 그분 맞는 것 같아 유튜브 걸뽀 걸뽀 걸뽀 걸뽀 기억났어 걸뽀 아, 아 죽었다 그분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아니 맞지 진수야 이분 저 걸뽀 같지 걸뽀 아니죠 그러면 그래지 남보 남보 남보 너무 많이 야야 어, 뒤에도 있다. 뒤에도 있다 아. 못 살려요? 다 줬노 야야 여 사방에 있어 그냥 차타 차 타와. 아, 저런 데가 버린다 그랬지. 와, 도망쳐. 어? 4번도 살았네? 에이, 전 무조건 살자. 어제 치킨 먹을 건데. 아니, 나, 나, 예, 나는 저 이거 게임 하면서 네. 유튜브 몇명 만났어. 저 아직 방송할 실력이 안 돼서. 어, 제가 봐도 안 됩니다. 또 남뽕가 걸뽕가 뭐. 글자 뻗어난다고 걸고 아닌가? 컬자가 뻗어난다고 걸자가 뻗어나요? 일부러 목소리 더 예뻐 려고 가성 쓰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요 원래 목소리가 이래요 그 되게 실례예요 목소리를 가짜로 <laughs> 어떻게 내요 아니야 그그 그, 하여튼 맞아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잘못하면은 <laughs> 어 맞나? 나서 가만 그래 어나 별거 맞는 것 같아 내가 다 얘기했는데 뭘 지금 와서 가만히 있내 덩치 네 이름 얘기 안 했잖아 아 맞네 <laughs> 무슨 소리 <laughs> 저분 웃음소리가 치트키네요. 아쉽대. 이분 나이가 글뿐과 그분이 그 서른 둘인가 그래. 말도 월매 월매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봤어 난 영상 한몇번 봤거든. 가져가야 돼. 예전에 아 교통사 처박았을 때도 보험에서 불러놓고 기다릴 때도 글뿐 유튜브 보고 있었다니까. <laughs> 그 옆에 아이씨가 자기 딸을 회차 박아갖고 열받아가 막 개거품 부는데도 얘얘 그러거든 얘 유튜브 보고 싶다니까. 글도 없는데? 글뽀? 네 한글 모르나? 뽀뽀 할때 글뽀? 어 없어 글뽀라고 글리브 할때글아 걸뽀 난또 아야 진짜 네 한글 진짜 세종대왕 니 진짜 열받는다 아니 저 선배님 발음이 이상한 거 같은데 네 글뽀 거짓말만 글리버 쓰다고요 글리버 거짓말 쓰네요 글리버 싫어한가? 아, 선배님 걸리버 연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블리우브 여행기 블리오브 여행기 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약간? 나중에 정일 그 MCN 민줄 많이님 별풍선 100개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내가 보, 오 말해 주시 님 유튜브만 보다가 본방 왔네요. 어, 어서 오세요. 많이님 감사합니다. 이러 가면 양각 아닙니까? 누가 쏘면 어떡하죠? 당연히 총이니까 쏘죠. 그러면 뭐 총을 던질까요? 뒤에 온다. 아니야, 쟤는 이제 하는 데잘 못하는 애야. 수류탄 여기까지 절대 안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던지 안 던지면서 저런 참, 자, 진짜 참. 자, 분명히 아마 중국에 그 뒤에서 동구봉 쏜다, 동구봉. 동구봉 쏜다. 오, 바보네. 아, 죽었다, 아, 쟤. 쟤왜 저런데? 엎드렸는데, 쟤. 아니야, 밑에 있어요. 타야 돼, 타야 돼. 밑에 있어, 밑에 있어. 아싸 킬빼서 저기 285도 있다 85 방향인데 우리 너무 가운데 아니에요 이거? 아, 이 방향 이 좋은 거 맞아요 <laughs> 이거 사 아, 오각 오각인데 오각? 아, 얼굴은 얼굴은 20대 같은데 5년이 애타게 찾는다 영화는 또 잡았다 오저렇잘 저렇게 잘 던진다 맞다니까 4번 에이, 맞어 맞어 우리 앞에 왔어. 언니? 왜 왔어? 요 어, 잡아줬다. <laughs> 아, 저, 저, 뒤에도 왔는데, 우리 뒤에도 왔는데요? 알고 줄 알았는데. 잘한다 잘해 에 진수 진짜 아, 참 그냥 뭐 간다 양박이라 아직 많이 남는 지갑 보이세요 특히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저기 여기 돌 어, 거기에 개 하나 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마, 마지막 개 마지막 제제제 총알 없지 않아요? 예,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와, 치킨 먹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반가워요 막 맞아요 저 걸보 맞아요 글보 맞아요 글보 <laughs> 유튜브 써도 돼요? 이거 유, 이거 써도 돼요? 뭐야 이거 마이크 되는 건가? 초대가 올려나? 초대 된다 멘트 가자 재밌다 같이 근데 근데 사고님 약간 목소리가 남자 같기도 하고 왜 자꾸 남자네 약간 걸보라면서 아니 뭐 걸보도 뭐 남보도 그건 모르겠고 그럼 한번 걸보. 걸 가자 한번 제가 먹여드렸으니까 먹여주세요 와 사람 또 한방 미기네 또뭐 좋아하는데요? 프라이드 좋아해요 <laughs> 반반 무 많이요 아. 어, 물겁나